Pues, nada más que un americano Eh, no, para allá va. These are the menu? Or to the Same pizza. Uh-huh. Um, Something? Mm. Mm. tortilla side dish. 뭐 알았어. 프리홀레스, 콩, 과카몰레. <laughs> 그서 타코처럼 쌈스. 이거는 과달라하라에서 먹는 또르타 아호가도라고 해서 응? 아오가다? 또르타 아오가다이고요. 미롯데라는 빵 안에 이렇게 고기를 넣고 소스에 엄청 담궈서 먹는데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드라운 샌드위치라고 해요 이 소스는 그냥 약간 토마토에 양파랑 갈릭 갈릭이 뭐지? I'm forgetting Korean <laughs> 어, 양파랑 마늘 이게 탄말이고 약간 레토르치 음식처럼 바로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을 수 있는 건데 1분 만에 되네요 이거 만약 먹어보고 괜찮으면 사가야 되겠어요 음. 맛있어요 이거 한국에 사가겠습니다 진짜 그냥 바깥에서 사먹는 tamal 그 맛이랑 비슷해요 거의 아마존 프라임 주문한 거 왔어요 꿀이랑 그리고 이거는 앰플 데오드란트 그리고 샴푸 보조 배터리인데 제가 이 샴푸를 강추합니다 멕시코 친구가 친구 어머니가 추천해 주셔서 이걸 써봤는데 이거 말고 이거는 약간 꿀 버전이고 그 제가 썼던 건 코코넛이었거든요. 향도 진짜 좋고 그리고 음, 거품도 부드럽게 잘 난다고 해야 되나? 추천. 멕시코에는 약간 해외 화장품 중에 저는 멕시코산 말고 로레알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크림도 현재 다 로레알 거 쓰고 있고 한번 써보고 나중에 후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더운 나라 필수. 이번주말두 번째 테이크아웃 음, 몰래라고 약간 초콜릿이랑 멕시코 향신료를 섞은 그런 거예요 음,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맛인 것 같아요 이거는 원래는 주로 치킨이랑 많이 먹고 엔칠라드 위에 사실 크림이랑 치즈 올려면 훨씬 더 맛있거든요 근데 귀찮으니까 음. 소스가 조금 더 많았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아보카도 이거는 베르데 초록색을 베르데라고 하는데 초록색 소스라서 베르데는 초록색 토마토를 만들거든요 사사 베르데는 그 특유의 약간 신맛이랑 안에 고추 조금 매운맛이 섞여져서 신기한데 맛있는 맛이 나요 저는 조개 중에서 몰래가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긴 한데 조금 심심한 맛이고 향신료 요즘에 과달라가 한적이라 주말마켓 같은 거 하나 봐요 나중에 과달라 가서 일단은 아시아 마켓으로 먼저 이게 과달라하라의 공공 자전거거든요 하루에 5 0원 3일에 1년 하는 거 훨씬 더 경제적이에요 근데 이게 약간 과달하라 도시에 좀 전체적으로 있어서 자전거 많이 쓰면 이거 해줄 거 오랜만에 이렇게 왔습니다 Gracias. 시장을 한번 가볼게요. 깐따리뚜. 깐따리뚜 여기서 하시네. 깐따리뚜. 약간 집에 있는 작물 파는 느낌. So this is like the actual, actual like flea market. 와우. 와, 엄청 오래. 모토로라도 있어. 모토로라. It's like a coin collection. 벼룩시 저기 파리지나라고 천 종류 파는 이런 가게인데 1m 이런 간격으로 살 수가 있어가지고 담요 같은 거나 이불 아니면 옷도 만들기도 해요 지금 멕시코 국경일이 Independence Day 다가와가지고 국기 이렇게 파네요 천 종류 진짜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100, m 1 c m 에서 1,500원 진짜 싸죠 뭐랄까 약간 동대문 시장에 인대 프랜차이즈로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인테리어 하시는 것들도 팔고 멕시코 국기도 파네요 귀엽다 Sí, este. ¿Cuánto? Uh, ah, ¿Dos metros. ¿Dos meters? Sí, por favor. doesn't work. Gracias.